역시나 너는 미래를 알고 있구나 너와 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 너는 날 사랑해주지 않겠지 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래 알려줘요 불 풀지 않는 의문들 우리가 어긋나는 이유들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 그 후의 이야기 나는 내일이 궁금해요 그대가 미워지지만 이것도 사랑이겠죠 꽃잎을 따라 눈물 흘려보냈어 이것 또한 내 마음이에요